아 뒤통수 뭐야? 아 얘는 색깔 있는 거 써야 될것 같아. 이거 양철 모자 같아 진짜. 어 귀엽다. 아 이거다. 이거다 이거다. 어. 기다려. 아 귀여워. 치즈. 귀를 냅둬? 아 귀여워. 치즈. 진짜 귀여워 안돼 기다려 no. <laughs> 아니야 아 귀여워 진짜 초코 냄새 난다 치즈 이리 와 치즈 빨리 가져와 가져오세요 애들 집어서 싫어